이게 온천인가 봐요 어우 뜨거 오 뜨거운데요 와 따뜻해 와 뜨겁다 original water color is different. A little bit, huh? Yeah. 아 뜨거. 아 따뜻합니다. 어우 따뜻해 아주 좋아요. 와 저기 보이세요? 예 영양들 여기 또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어, 딱 편히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물이 좀 혼탁해요 이거는 여기도 물이 나오는데 어우 이건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어우막 계란도 익을 것 같아요 계란도 익을 정도로 아주 뜨거운데 <laughs> You like hot springs? <laughs> Yeah. <laughs> Where from? I'm from Tonopah. So uh-huh. How far is it? How miles? 28 miles. 28 miles. Yeah, it's it's, it's not far. Yeah, no, close. So you come often here? Yes. Yeah. You like this new water? Oh, yes. Okay. Yeah. I like. Yeah, I like it. It'll do your skin so much good and your feet too. So don't knock it. You already tried it. <laughs> yeah. <laughs> it's winter, but it's hot. I, I like it. I like here. Yeah. Couple of days ago, I, It's I always was five north. o'clock somewhere. It was so cold. Oh yeah. 13, 13 degrees. Yeah. The the other day we were down to seven degrees at night. Seven degree. Yeah. Yeah. 아 좋습니다. 개운하게 목욕하고 What's, I see a signpost out there. 난 다음에 맥주도 얻었고요. 이 친구가 예, 칭따오. Oh, I've already seen that. Okay. 칭따오 청도 맥주 바꿨어요. 제가 원래 버드와이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칭따오 맥주도. 33 years old. 야, 와. 400,000 miles. 400,000 miles. wow. No, we just went through the whole thing and we just uh, replaced all the all the steering components and everything, all the suspension. It's all new. Mm. I, I, just put I these. In, I just put these in. These are air springs mm-hmm. to keep it up when it's loaded. Yeah. So air, it's a balloon. Mm-hmm. And then it acts like a, a balloon. So Look, oh, you, donkey, donkey right there. He drinks hot water. 이 동키똥들 근데 똥들이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이뻐요 음, 다 그냥 무슨 풀, 풀 조각이에요, 풀. 네.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기 잘 온 것 같아요. 음, 개운하게 온천도 하고. Love is everything. And bad.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에요 와, 되게 이쁘네요 잘 있어 잘 먹고 잘 살아